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네 우리 아까 베네시안 호텔에 에그타르트 소개해주러 왔다가 마침 마카오 현지 친구가 베네시안 호텔에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해서 오라고 해서 지금 급하게 왔어요 우리 여기 친구 부두녀랑 같이 네. 네. <laughs> 갑자기 따라오게 됐어요 네,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가 많은데 서울의 전시장은 처음온 것 같아요 그쵸 올 기회가 없죠 뭐 라면도 팔고 유모차도 팔고 이건 뭐 건강식품이겠죠? 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잡동산인데 이거 뭐 와, 와인도 팔고 건강식품도 팔고 이불도 팔고 안마기도 팔고 자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도깨비시장 아니에요? 도깨비시장 <laughs> 근데 중요한 건 차도 팔아요 <laughs> 여기 안에서 차 한 번 갔다 올까요? 3,500만원 3,200만원 와 이거 차간지 나는데? 이거 살까요? 우리 오늘 이거 사러 온 거 아니야? 아, 야 람보르기니 야 간지 난다 람보르기니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 가까이 가지 마세요 어 맞아 이거 스쳐도 돈 100만 원일 것 같은데 야 이건 뭐야 와 간지 작살 이야 마세라티 마세라테 스 1억이네? 1억이면 한 대 뽑아서 갈까? 갈까요? 어? <laughs> 아, 열어도 돼? 안, 되, 안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어다 열어보네 아우디도 팔고 도깨비 시장은 아닌 걸로 아 여기 뭐 음식 같은 것도 많이 파는데 우리도 하나 뭐 먹을까요? 어 약간 우리나라 인절미 같은 느낌? <laughs> 아. 아. 맛있어 보여 아 쌀로 만들었을 거 아니야 니뭐 어? 아저씨가 갑자기 이게 뭐 하는 거죠? 갑자기 뭐 하는 거지 이게? 아힘 시원 모다저거 너무 못 쓰네 힘을 어? 너무 못 쓰네 땡큐 자, 자 찍어 자 우산 줘 우산 자 갑자기 떡치 아 말이 자 열심히 세게 한번 쳐봐 어 힘을 보여줘 한국인의 힘을 보여줘 나보다 낫대 여기는 이럴까요 저? 아 그럴까? <laughs> 아, 네. 포즈가 되게 웃겨 땡큐 이러고 우리 안 사 먹어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? 뭐 하나 먹자 오리지 약간 인절미 같은 건데요 진짜 인절미 냄새인데? 멜리권 완전 인절미네 근데 좀 더 달달해요 음, 这个也是我要那个我要买 玩的愉快 어, 哦好谢이바이여기 앉을까? 잠 네, 이거 방금 샀는데 뭔지 몰라요. 이걸 샀는데 방금 저기서 떡. 아 근데 좀 말이 이상했어. 떡을 치다. 아 잠깐만. 아 저기 떡을. 잠시만요, 뭐라고요? 아 잠깐만. 매다가. 떡. 맺히다가. 떡을 매치다가 아씨 말이 이상했어. 튀긴 거니까 뭐 기본은 하겠죠 먹어볼까요? 맛있게 생겼습니다 不好意思啊 매우 매우 매우 어 c c n 친구가 지금 이 마스크팩 선물해주고 와 이거 제비집 이거 엄청 비싸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집에서 한번 먹어보고 말해줄게요 제비집이 어떤 맛인지 어? 우리나라 두부전인데 이거? 어? 뭐야 이거 특이하다 이거는 아, 약간 우리나라 그 뭐냐 전통 과자 느낌 나는데 근데 다 다르긴 하다 여자라고 너만 주는 것봐 맛있어 맛있네 딱 옛날 과자 어 맛있다 근데 진짜 마카오 옛날 과자 자 이제 나갈 거예요 알찬 시간이었네요 네. 여기 있는 떡도 한번 친구한테 선물도 받고 초고급 차들도 한번 만져보고 만져보고 네, 친구가 초대해가지고 전시회 와봤는데 베니시안에서 이런 활동이 자주 있나봐요 주말마다 그래서 혹시 뭐 들릴 수 있으면 이벤트 같은 거 한다고 하면 한번 와서 구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